してな。 홍복이 나왔다 비지를 하기 싫어하는 홍복이 고등추위 보고 비지 완성시키기 아우 홍복아 走嘛！走嘛！走哈子，明天走。 일로 일로 아좀 가만히 좀 있어 Thank you. 남았어 다 했어 나 조금 남았어 아무것도